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왜... <laughs> 왜 왔죠? 아, 사실 저희가 오늘 깜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떤... 아무튼 엄청 대단하신 분이니까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바이올린 전공 장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한수진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 찍으신지 아세요? 아, 네. 오늘 레슨을 한다고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봅시다. 네. 사실 파가누비가 15, 16 그때쯤 작곡을 한 건데 그 작곡을 정식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파가니 자신도 못했대요. 그래서 한 파스지를 갖고 하루에 10시간, 11시간 하다가 의식이 그 이를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24 카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건 없다. <laughs> 위안을 얻으며. <laughs> 파가니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 dor 울기 좋아하고 음. <laughs> 자랑하기 좋아하는 아 저 사람은 악마와 팩트를 맺어서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구나 그래서 음. 실제로 우리 악기 줄 선도 옛날에는 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자로 음. 어 저가 분명 사람 창자에서 <laughs> 만든 거일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파강이 자신이 그걸 이용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이었죠그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싶어하고 그래서 작곡가에 대한 배경을 알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입장에서 그럼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연주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멜로디, 테마. 굉장히 심플해 들리죠? 하모니를 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기본적인 그렇죠. 여기는 A 마이너로 됐다가 음. 여기는 E, e 메이저가 되죠. 네. E 메이저가 A 마이너에 비해서 어때요? 밝... 굉장히 밝아요.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선 씨는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아. 오히려 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플스가 무슨 뜻이에요? 카플스라는 단어는 변덕스럽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뭔가가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리핏이 있잖아요. 리핏 할 때마다 조금씩 뭔가 개성을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땐 처음에는 첫 음들을 강조했으면 두 번째는 중간으로 마디 중간으로 방향성을 한번 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결해서 음, 베리션을 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려갈수록 약간 빨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어, 뭐 손목을 이용하기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 네. 밑에 보행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네, 네 좋아요. 근데 끝까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마디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요. 이제 음이 하나하나 들리자는 거죠. 방향성도 들리고 이거는 어, 뭐가 상상돼요? 뱀같이 꼬불꼬불 <laughs> 그쵸. 그리고 악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목이나벌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그리고 약간 왱왱하는 그런 인섹터 생각이 나거든요. 음. 악센트에서 음. <laughs> 끌어진 악센트가 아니라 줄을 한번 꼬집어서 한 번 그렇게 여기서 클라이막스에서 계속 찍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갈 때는 한번 조금 멜로하게 가면은 이게 또 하나의 카풀스 그러니까 그 변덕이 음. 그런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아티클샷 주고 난 다음에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목 조르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 연결을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서 여기 8번 그쵸? 9번을 음. 아니 좀 새로워서 끊고 가고 싶은데 자 여기 이게 레프트 피트 카토가 음. 파가니니만큼 화려하게 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자세를 드러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렇다면 여기를 그냥 얌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연결을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끝난 것처럼 하지만 명료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연결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 템포가 약간 늘어졌잖아요. 네. 고무줄을 늘릴 때 바로 이렇게 풀지 않고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줄이는 것처럼 템포와 모든 것이 에너지를 이런 거를 또 잘해야 청중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 모션도 너무 얌전히 여기서 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옆쪽으로 하면 왼손도 조금 더 편해져요 왜냐면 이쪽으로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여기를 좀 더 프리하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뭘까요? 새, 새, 새 소리도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 그러니까 그 음을 들었을 때 빛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의 음색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게 조금만 빨라야 돼, 비발토가. 조금만 빨려볼까? 비발토를. 그리고 폭을 조금 더 줄여볼게요. 음, 두번 다 지금 여기에 비브라토를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여기 넘어가는 이에. 아. 아. 이렇게 하는 거라 블랙 앤 화이트가 갑자기 컬러로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조금 짧아요 약간 더 길게 여운을 남기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색만 기억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여기에서 그냥 나는 파간입니다 하면서 딱 등장하는 거죠 가두고 여기서도 지금 숨이 너무 느렸어요. 자, 여기 비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인포인데 너무 뭐 너무 느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팩트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더 깊게 줘야 그 다음 파스지가 살아나요. 근데 지금 유준 씨는 그냥 막 올라가는데 한번 찍어주고 한음 한음 클리어하게 땀빰 아티클레이션 지금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화를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선이 울릴 시간이 없어요. 아까 내가 여기 하면서도 봐봤는데 어깨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laughs> 여기를 좀 풀어줘야지 지금 이 스트로크도 사실 봐봐요. 어깨를 전혀 안 쓰죠. 여기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어깨를 쓰다 보면 이 움직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내린 음. 상태에서 여기만 사용해 보세요. 이게 그렇죠? 좋아요. 이것도 연결해 볼까요? 때 얌빰빰빰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베이스를 이게 올라가기 전에 베이스를 한번 눌러주고 너무 누르지 말고 마지막은 말고 하고 베이저 진짜 훨씬 더 깊게 이게 지금 대조잖아요 그죠? 맞아 이음하고 이게 베이스가 완전 바이올린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카락터를 분명하게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물론 피아노가 적혀있지만 하고 나서 피아노로 바로 갈게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아, 네. 음. 좋아요 제가 어찌 감히 아니 제가 유선 씨 그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아 너무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laughs> 네, 앞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유지한테 네. 만나고 출근하고 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매 <laughs> 연주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부담스러운 거는 누구나 있겠죠. 누구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움이 떨림, 설레임과 항상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 첫 음이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다 보면 부담을 부담을 느낄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빠져들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오디언스랑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여서 그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딱지 아, 걸리네. 哦。